네, 귀여워.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얘들아, 왜, 왜. 아, 자, 자, 얘들아, 왜, 왜, 왜, 왜, 갑자기 왜.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. 아, 귀여워. 울고 있어. 응, 응, 응, 응, 울고 있어. 와, 괜히 불렀어. 아, 또 해줘? 타투야 타투 이뻐했죠? No, God, please, no, no. 응거 이뻐, 응거 이뻐. 야야야, 이건 무슨 소리야? 아기, 아기, 어? 이번엔 너야? 응. With Nope.

아무도 이 새벽에 정확한 노를 썼다